모델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미카엘라라면서요? 네. 귀여운데. 아, 아, 뭐 하는 거예요? 괴롭히지 마세요. 이마 축소술은 말 그대로 이마의 면적을 갖다가 줄여주는 수술이에요. 이 두피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불필요한 어머, 면적을 예뻐졌네. 줄여주고 1대1대 0.8로 이 삼박자가 모였을 때는 어지간하면은 뭐준연예인 이런 얘기 해도 돼? 이 실명 얘기하면 안 되지 요즘은 서양 트렌드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갖다가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비율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